지금 다섯 개잖아. 가섯 개인데 이걸를 빼야지. 이거 여기다가 면 말하면 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오? 지금? 응. 이걸 찾아보면 돼. 이렇게 돌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. 네. 어. 어. 가만히 있어. 아, 이렇게 돌아가면 상관없죠. 그래서 네. 동영상으로 찍어야. 에이, 예, 지금 찍으니까 더 밝네요. 어, 어. 어차피 처음에는 뭐 사진 찍고 지금 더 밝은데 뭐. 어차 상관없으니까. 말하지 말고 찍어. <laughs> 어, 어, 말하지 말고. 뭐야, 그거 해. 没东西 在这儿。